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뭐가야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가슴 망가진다고 <laughs> 맛있는 것도 먹고 보자 보자 먹어 먹어 너 들고 어디가? 목하는 뭐 거기서 먹어? 여기서 먹을 거야? 조카 털이 진짜 많이 났다 이제 털이 많이 났어 조금은 이제 거의 다 갈색으로 다 됐네 입술이 까만색이야 음. <laughs> 돌체보다 더 까만색이야 넘어가다 넘어가 Come on, come on, come on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모카만 봐? 모카만 봐야 돼? 아 어, 모카만 봐야 돼? 음? 모카만 놀아줘? 음? 음. 음. 음. 엎지 마라 아가야 엎드지 마라 <laughs> 오 하지 말래 어 뭐야 뭐가 또왜 화났어 하미 괴롭힌다고 화났어? 화나버렸어? 우리 모가 잘한다